대한민국에서 여장남자 전문 배우 피부가 좀 좋은 편이잖아요 이게 어디 음? 38살 먹은 남자의 사실 궁금해요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고 어떤 제품들을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지 심지어는 파우치는 갖고 다니는지 여러분 같이 나눠요 지금 살짝 발랐잖아요. 있어요, 지금? 그래요. 보여줘, 보여줘. 너희들의 파우치를 공개해봐. 왜? 우리 프로그램은 로드 파우치니까. 제가 살짝 해봐도 돼요? 지속력은 어때요? 어, 어 언제 저기야? 나 아, 혼자 햄버거 먹고 왔는데 나 햄버거 먹고 지금 아무것도 수정 안 한 거야? 그리고 제가 혼자 다니지 않고요. 아주 멋진 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총각 전영주입니다. 이것도 관상의 하나의 일종인데 점 얘기해도 될까? 해도 돼요. 아 진짜? 이 두 점 좀 빼면 안 될까? 아, <laughs> 너무 입술 근처에 있는 거는 남자친구 운을 빨리 떨어뜨려요. 헤어지게 만들어. 어머 어머. <laughs> 일단 우리가 막 들이대야 돼. 공연 갔다 왔어요? 내 공연? <laughs> 어머나 세상에 반가워라. 무슨 공연 봤어? 아니 인사, 인사만 하게, 인사만 하게. 무슨 공연 봤어요? 엑소 아 콘서트 했을 때 그렇구나 음? 반가워요 세상에 <laughs> 내 콘서트를 받는 수준이 있다 나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요 내 음. 공연을 본 사람들 수준이 있다 아, 진짜? 음. 음. 다음에 꼭 보러 갈게 그래요 보여 순이 좀 높여 봐 음. 어 잠깐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해도 될 걸, 되려나? 어, 내가 양해를 아. 구하고 네.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저희 잠깐 인터뷰 해도 될까요? <laughs> 뷰티여서 예약해요. 팬이래요. 아, 네 진짜요? 어머, 나 예약 좀 걸어놓고 갈게. 사진 아, 찍어줄 테니까 우리 인터뷰 바로.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운이 너무 좋다. <laughs> 어디가 자. 평가로. 정패티 평가로. 진짜 위험하다. 어, 어 그러니까 더함게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안정적이네. 네. 이리 와 차오잖아 뒤로 가 있어 네. 예. 이리 와 차오잖아 뒤로 가 있어 <laughs> 여기 있어 뒤에도 얘네들 같이 있어 <laughs> 얘네들이다 그렇지 <laughs> 자 이렇게 딱 자세, 보니까 보세요. 너무 야물딱지다. 야물딱죠. 입술이. 아랫입술이 두텁고 도톰하면은 받는 사랑도 많고 또 윗입술도 그렇게 얇지는 않아요.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이 다 다양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입술 모양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네네. 계속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붙는 걸 보니까 빅싱로랑 네. 그리고 어, 어 샤넬 아리따움도 있고 음. 어, 어, 계속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붙는 걸 보니까 100% A는 있어 그래. 100% A는 있어 그래.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제가 그냥 느끼는 기운이. 아 기운이. 네. A는 없는 사람은 나도 막 멀리해요. 아 진짜요? 어, A는 있어요? 네. <laughs> 조금 더 결혼까지 하고 싶고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핑크도 올릴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핑크도 어, 올릴 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추천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저희가 뒤에 보시면 신입생에 꼭 필요한 립템 뭐를 조금 추천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집에서는 비싼 걸로 메이크업을 하고 음? 나가서 수정을 할 때는, 할 때는? 비싼 걸로 좀 하는 편이에요 어... 그런 것도 사실은 팁이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일단 뭐 어, 어 샤넬 음. 음. 어머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누르시면 어머나 어. 어머 사람은 이제 배워야 돼한 번쯤 눌러볼 법도 한데 그냥 <laughs> 대학원까지 쳐나와가지고 뭐니 세상에 약간 오렌지 레드 음, 네, 빛깔이네요. 요거 대용으로 짠짠짠 요 친구 <laughs> 차이를 살짝 한번 봐볼게요 네 샤넬 오렌지다 어 완전 오렌지야 음.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한다 수정을 하면 약간 좀 아까우니까 어머 이거 진짜 비슷하다 우와. 비슷한데 이 마몽드 크레용이 조금 더 크리미해 겉에 바르기 덧바르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어디 거라고요 이게? 국산 국산 진짜 비슷하네 이거 네. 와! 와! 어머나 박수 한 번 줘 박수 한번 줘몇 살이에요? 몇 살들이에요? 스무 살? 신입생들이구나. 네.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구경해. 구경해, 구경해. 자, 언니가 추천해주는 걸 잘 듣도록 해요,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샤넬. 아. 샤넬을 바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샤넬은 금방 닳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대용으로 마몽드 마몽 그렇지 마몽드 마몽 그렇지 세상에 어떻게 알았어 안다 마몽드가 어. 이 색깔인 거야 꿀템 꿀템이지 똑같아 그렇지 뭐가 뭐겠어 뭐가 찾아봐 골라봐 근데 나는 지금 제일 눈이 가는 학생이 있어? 있어? 응. 뭐야 누구예요 제일 끝에 어 어떻게 알았어 예. 예. 입술이 조금 끝이 살짝 내려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랫입술이 얇고 얼굴에 비해서 작아요. 이런 입술은 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이 흘러져 나올 수 있거든 립 아. 라이너를 밑으로 그리고 두껍게 두툼하게 하면은 그런 단점들이 좀 보완이 될 거예요. 일부러 조금 더 오버해서 살짝 바르라는 어, 거지. 오버해서. 오버해서. 어, 오버리. 오버리. 전문 오버. 용어구나. Yeah. <laughs> This is o 오버코트, over lip. 아, 오버 오버팬. Yes, right. 부탁에는 뭐, 어떤 거 발랐어요? 초보라서 애들이 추천을 해준 아, 에뛰드 보여줘 어. 보여줘 쇼미 쇼미 어. 다 끄내놔 다 끄내놔 다 끄내놔 show me. 너희들의 파우치를 공개해봐 왜? 우리 프로그램은 로드 파우치니까 어. 일단 알뜰하다 알뜰하다. 보이나요? 알뜰해. 알뜰하다고 해. 뭘 돈이 없어 알뜰하다고 하잖아. 그거 학생 돈이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 컬러를 제가 이제 살짝 보니까 엄청 빨갛네. 음. 조금씩 빨라요. 그래서 이럴 때 파우더 처리 이렇게 해주잖아. 그럼 색깔이 약간 옅어지고 그거 알았어 몰랐어? 아 지금 알았어요. 오케이 다리야. 내가 뭐 하나 줬어. 꿀팁 꿀팁. 5강 만점에 에뛰드 하우스는 삼광. 자, 그 이유는? 뚜껑이 너무 헐거워요. 헐거워, 아. 헐거워. 그래서 자꾸. 그래 코트 묻고 막. 어머나 세상에. 코트 입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지. <laughs> 세탁비가. 음. 에뛰드하우스 잘 듣고 있나요? 뚜껑이 헐겁대잖아. 잘 조여줘! 조여달라고! 저 에뛰드하우스 좋아해요. 젊음의 거리 홍대인데 음. 아 선생님 좀 찾아봐요 뭐 보고 있어요 아니 인터뷰를 어. 잘해줄 그런 친구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근데 왜 혼자 먹는 거예요? <laughs> 친구를 안 주고?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영화 보러 가요 아, 영화, 영화 몇 시인데? 3시 반, 4시 정도 아, 시간 널널하지 뭐우희한테 어. 5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뭐 그래요 그래요 어. 저희가 네. 지금 립스틱 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 예. 혹시 립스틱이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샤넬 같은 건데? 네. 어머 내가 딱 아. 보자마자 알았지 어머나 this is the 샤라오 아, 네. 아, 어머나 어 주머니 요거 쓰 어머나 버버리 어머나 자기 좀 사는구나 그러면 오각 만점 중에 이 버버리 제품은 3.5 그 이유는? 저랑 잘 어울린 색깔인지 몰라가지고 아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이쪽으로 넘겨되겠어요 네. 제가 딱 네. 봤을 때 너무 비범한 관상이에요. 어? 비범한 어. 관상? 지금 복 들어오는 입을 가졌거든요 네. 웃을 때 여기 입꼬리가 싹 말려 올라가면서 여기 주름이 져요 요게 재벌들이나 정말 정치나 똑똑한 사람들 입술 관상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는 너무 메타한 것만 르지 말고 글로시한 걸 바르면 진한 립을 바르든 투명하든 간에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성공하는 입술을 지녀서 아, 어.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입술 좀 건조해 지금 건조해 <laughs> 어, 지금 약간 들뜨거나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laughs> 립밤 예. 쓰세요? 아, 립밤 있죠 오. 저는 립밤도 좋고 틴트랑 립글로스 같이 있는 제품이니까 마치 짬짜면 탕보박 스타일이다 오이 색깔 제가 발라드려 제가 발라 음. 자, 자기가 발라줄래? <laughs> 미안해요 좀 이 들뜨는 걸 잠재워줘야 돼 살짝 심심해 보인다 그러면 요 가운데 부분에만 살짝 그라데이션 되게 그렇지 네. 순간 어. 오토에 보이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 거울 봐보세요 어때? 괜찮아요 괜찮죠? 네. 어, 이쁘다 어. 네, 어디 어, 거예요? 어, 저 컬러 아 이거? <laughs> 네, 이거 조선 로드 음. 파우치에 우리 파우치님들 급하게 정했다 파우치님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셨죠? 네